왜 그래? 왜 그래? 침 줄줄 흘리나봐. 음. 빨리 갔다 올게. A few moments later. 힘들잖아 누워서 엄마랑 대화 좀해 왜 그러는 거 에요 아가씨 뿌뿌 왜 그러는 거 에요 아가씨 Nope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는 여기 있단다 왜 그래 왜 그러느냐 왜 그래 왜 그러느냐 냄새 왜 그렇게 찡찡대느냐 엄마가 앞에 있는데 아 정말 힘들다 저기요 제 빵이거든요? 타토씨? 엄마 빵? Nope. <gasps> 엄마 빵을 먹으면 안 되겠지? 그치? 엄마가 빵을 먹으면 엄마가 빵을 먹으면 안 되겠지? 아무 세상에 엄마가 왜 빵을 먹을 생각을 해 그치? <gasps> 어 우리 한이 한 짜자끔 짜자끔 짜자끔 짜자끔 우리 한이 밖에 짜자끔 짜자끔 우리 한이 오. 아. 응. 아. 음. 아. 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어. 사랑해. 음. 음. 너무 귀여워 재한이는 너무너무 귀너 때문에 엄마 약 먹는 것도 깜빡했다